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바늘 없는 두피 물심 있잖아요 이거 많이 궁금해 하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무바늘 두피 물심 혹은 이제 레이저 압력을 이용하는 레이저 두피 물심 이렇게 이름을 지금 정했는데요 무바늘 두피 물심이 아무래도 좀 더 취지에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제 무바늘 두피 물신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바늘을 이용했던 두피 물신 저희 S&P 굉장히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탈모 부위에 이제 만족스럽고 즉각적인 보정 효과를 어, 더해줄 수 있는 좋은 시술인데요. 기존 방법하고 기존 이제 저희가 새로 나온 무바늘 두피 문신의 차이를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장점이죠. 무바늘 두피 문신은 일단 감염 위험이 없어요. 거의 뭐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바늘로 하는 침습적인 게 아니라 압력으로 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매개체가 거의 없죠 매개체가 없어서 바늘이라든지 혹은 오염된 손을 통해서 이제 시술 부위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술자가 바늘로 하는 어, 기존의 두피 문신은 시술자의 실력에 따라서 또는 컨디션에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져요. 매우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무바늘 두피 문신은 손의 압력이 아닌 어떤 일정한 깊이랑 강도를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숙련도 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게두 그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좋은 건데 통증이에요. 아무래도 바늘로 시술을 받는 것보다는 압력으로 시술을 받기 때문에 훨씬 통증을 덜 느끼시는 게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반을 두피 문신 문의 많이 하, 해주시고 시술 받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또 좋은 결과로 더욱 좋은 결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